리듬이 만드는 그룹을 맞춰 시야 favorite 기억가랑 가는 방향 역시 같은 걸 좋아하는 동창 favorite Martin Scorsese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아름다운 favorite 헷갈리는 삶너 내게 남기를 제셔 favorite 우리 서로 위로 어울리신 ready for 안과 밖 favorite 우리에게 쓰면 투시리로 부족해 넌 영감 uh, 너와 난 절대 아닌 시간 낭비 서로에게 주는 시너지 맘만 don't worry about this 같이 나누는 대화들 마치 지어 잠시 타오가 설정 느끼는 기분은 절정 don't need 50가지의 설정 Workout